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거친 이렇게 어, 큰 환대는 너무나도 부담스럽네요. 오케이. 아까 앞에 주신 그게 처음에 저희 1차고. 맞아. 이걸 봤는데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운데 이게 약간 이제 괴리감이 약간 드는 거죠. 너무 약간 작정한 느낌? 망이 리뉴얼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 뭔가 새롭게 다 바꿔버린 듯한 느낌이고 너무 조금 그 교집합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합의점을 뭉뚱한 아니 그러니까 좀 동글동글한 걸 조금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귀는 일단 너무 귀엽던데 이 귀가 일단 포인트야 그 연상이 되는 거는 좀더 얍실한 쪽이긴 하더라고요 그 연상 설마 만들어 오셨나? 어 진짜요? 미쳤다 어떡하지? <laughs> 너무 이뻐, 너무 이뻐가지고 아 이래도 되나 이제 싶은 거죠. 아, 네. 원래 했던 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이게 병맛이긴 한데. 그죠. <laughs> 약간 킹 받고 약간. 근데 이거는 약간 원숭이 같아요. 음...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면 여기에 핫 여기에 핫 얼굴이 되면 이상한 거예요? 네. 네, 네 아, 시야를 그래서 이렇게 잡 이것저것 어? 오오오 네, 이게 확실히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네. 이, 이것 때문에 원키가 되는 거였네. 잡았다 요놈. 와 고민이네. 아, 뭐 이때까지 사실 build-up이기는 했는데 뭐 망이 가면 자체도 그렇고 <laughs> 확 변화를 주는 게 맞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아 요것은 너무 깜찍하고 귀여운데 진짜 약간 제이홉 너 작정했구나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 버전의 귀를 귀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퓨전. 근데 진짜 이, 이거 이것만 봤을 때 진짜 real 다람쥐 같기는 해요. 어떤 다람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지. <laughs> 진취적인. 저 생긴 거에 진취적인 모습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잠깐만 고민해 을 주십시오. 귀여운데 귀를 더 붙여도 되고 벌려도 되고 다 되니까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딱 다람쥐 느낌이 나긴 해 그러니까 얼굴형 가져가면서 약간은 홀쭉해지고 음. 이거는 좀 더 약간 너무, 너무 어린 버전인 것 같고 저거는 그나마 젖살 좀 빠지고 좀 약간 성숙해진 버전이 아닐까 이걸로 가시죠 그래 하트를 차라리 입으로 녹으면 되겠다 나중에 웃을 때 귀는 확실히 이게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 이렇게 힘이 없어야 되고요 어, 이렇게 팔락팔락 해야 되고요 지금 수정된 버전 한번 가볼게요 오 그래 맞아요 이게 이건 것 같아요 웃을 때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네. 음. 네. 자이 가면에서 벗으면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저거는? 엄청 귀엽죠 그래요? 괜찮아요? <laughs> 근데 그 꼬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장의 과정이 있었길래 갑자기 꼬리가 동그랗게 튀어나온 거지 그게 아니 붙일까? 이제 거리,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하면서 꼬리가 없네 이러면서 이게, 이게 붙이는 거죠 이러면 그러면서 뭐 확인해보고 오케이 좋아 이러면서 가는 거 나가는 거예요 외출하는 거예요 아 홀쭉하니까 헐도 낫다 귀 펄럭거리고 꼬리 탈부착 어 귀는 무조건 이거야 돼요 어귀 너무 매력있어 어떻게 이 형태에서 갑자기 뭘 많이 넣어가지고 불어있는 상태의 그런 표현이 되려나요? 그런 거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뭘 많이 머금고 있네요. 응. 너무 귀여운데? 아, 이게 이렇게 바로 표현이 되는구나. 시작까지가요. 빵빵. 좋아요, 이렇게 가시죠. 자, 이제 끝났어요. 돌이켜 오늘 그 1차 때 우리 만들었을 때 아, <laughs> 내가 그 자료 보고 야 나 미친놈이었구나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집에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찍은 거예요